손! 손! <laughs> 알지.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페이크 네. 그만할게요. 하이 우리 하이 삐삐삐삐삐삐 아이고 쪼꼬미예요? 아빠는 쪼꼬미예요 여기 손 만져, 저얹주세요이차 꼭. 예, 기다리세요 손 <laughs> 손! 손! 옳지 손! 손! <laughs> 손! 손! 손! 손! 아 손! 알았어 알았어 과자 맛있어요? 과자가 맛있어요 또 줄게